Oui. Thank you. 해봐요 이렇게 아까처럼 아까처럼 솔직히 빅토리는 미스터리 만드는 사람 경험했는데. 야, 이게 좋은 거 진짜. 하는 것 같아. 아니야. 맞아. 어. yeah. 就就就。 아 그래요. 오. 그혼한 팬들 누군지 알지? 어. 분명히 형 결혼하셔. 아니 수비가 대박이야 어, 어, 오늘 그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제 형이 천안 사세요. 가, 가봐야 돼가지고 저희는 근데 여기까지 가고 오늘 근데 커뮤니티 보고 오신 분 있었어요? 다치신 분 없죠?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이게 저희가 너무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상품을 준비를 안 해서 왔는데 다음에는 트렁 갈때 유품이라도 챙겨서 감사합니다.